문천아 놀자 문천아 놀자 어? 문천아 문천아 어디야? 문천아 놀자 놀러왔어 민아 문천아 놀자 엄마 너랑 놀지 말라 했어 어? 하지만 오늘 엄마가 없어 아문 열어줘 안 먹었어? 응 먹고 싶어 랍스타랍스타랍스타 소고기 이런 거 소고기? 그러면 오늘 유튜브 촬영도 하고 하니까 찜닭 먹방으로 하자 찜닭 먹방 배달시킬게 어 왔나? 하이 방에서 운동하네요새 어. 살쪘네 헬스 수 시작했잖아. 벌써 가나? 유산소. 뭔데 뭐 시켰니? 뛴다. 아. 개인? 예? 야. 아이씨. 너무 먹고 마시겠다. 어? 맛있겠다. 어, 말보래, 말보래. 음. 최악에서 유토하기로 했잖아 아 그래 조심하자 다시 음. 맛있다 이집 어디고 지게 네 어떻다고? 아, 안 맵나? 보통 맛. 맛은 죽인데? 엄청 매운 거 많이 약한 건데. 음, 난못 먹어. 아? 매운 거못 먹어. 처음에 음, 음. 지 고수를 했다며 음. 사실 이제 음, 혜지가 코 수술을 해가지고 혜지의 버킷리스트였거든 뭐 아, 어. 고수술한 꿈, 드림 음. 근데 이번 기회에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제 좋은 남자 만날 수 아니까 막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 예지가 사진 보내더라고 앞으로 잘안 봐? 니도 꼭 하라고 아 니도? 아 맞다 맞다 꼭 하라고 그 카톡 왔더라고 가만히 있는 아, 맞다 그래서 하고 나서 혜지가 어, 문천 추천해줘야겠다 하면서 할 거임? 혜지랑 나랑 닮았잖아 음. 그래가지고 아직 후기를 못 봐서 괜찮나? 음, 그냥 뭐 붓기 없는 것들인데 좀 많이 맞지? 하여튼 뭔데 뭐, 뭐 하고 뭐 새우 깁스 거의 깁스했어 그래서 몰라 뭐 região. ventures. 내가 얘들아 북에서 글을 하나 봤어 대구 여자들은 좋겠다 하면서 대구 남자들 잘생겼다 하면서 동성로에 나가면 뭐 아이돌처럼 생겼다 쫙 뭐 이런 뭐 그런 약간 기사처럼 떴더라고 대구 남자들 잘생겼다고 음. 근데 그 거기 댓글을 봤어 음. 좋아요 제일 많은 댓글이 뭔지 아나? 동성로 나가면 죄다 최악의 세대처럼 <laughs> 생긴 병균이 최악의 세 근데 그 댓글에 좋아요 많이 바뀌더라고 요새? 뭐 그렇다 괜히 미안하네 내가 평균을 많이 깎은 것 같아서 많 깎았지 아 미안하다 내가 니, 어, 는 대구 사람 아니잖아 고향 하긴 뭐난 강원도네 본인 대구에서 태어난 거 나는 토박이지 나도 문철 응? 설마 진짜 평균 깎아먹은 게 내랑 성미라 생각하는 거 아니지? 나는 내가 분위기는 먹었다 인정? 문철은 잘생긴 고릴라 느낌이지 응. 고릴라 중에 제일 잘생긴 느낌? Cheers. Cheers.